형 드리프트 해봐요 드리프트 어 드리프트 하다 형 넘어져봐 앞바퀴도 들고 좀 해봐요 앞바퀴 들어 드리프트 드리프트 어 드리프트 형그 빨간 바지라서 어차피 피나도 티 안나 맞아 형 앞바퀴 들고 앞바퀴 들고 이렇게 이렇게 앞바퀴 앞바퀴 들고 와 어, 생각보다 어렵다 자전거를 좀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할래? 이게 안장이 낮아가지고 아, 일본이면 거의 야나 <laughs> 아, 자전거 잘 타. 자전거 지금 여러분은 자전거 잘 타는 준지를 보고 계십니다. 아까 앞에 그것만 편집해 주세요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 어디 가요? 아, 형 피자 먹지 마요. 그거 감독님 될 거예요. 은근슬쩍 저서 네. 피자로 돌격하는. 지켜가지고 바로 도는 것 봐. 스이지 뮤직, 뮤직비디오 어깨 좀 펴고 네, 어깨가 굉장히 좋네요 그때보다 멋이 없네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지금 내가 그러데 영화 한 장면 네? 영화 한 장면 그냥 영어였어요 건질 게 없었어요 아니야 건질 게 많았어요 저는 거 있었어요 예. 형 <laughs> 촬영 끄지 마세요 카메라 죽습니다 끄면 죽는다고요 카메라 꺼주세요 아, 근데